안녕하세요. 악동미션입니다. 네네. 네. 올해로 테일즈런너가 벌써 10년을 맞았다니 대단하 맞아요. 이번 테이즈 런너 10주년을 맞아서 오프라인에서 크게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저도 테일즈런너 유저로서 꼭 참석하고 싶네요. 네, 테이즈 런너 10주년 정말 축하드리고 런너님들 앞으로도 테이즈 런너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laughs> 언제나 테런과 함께하는 주연업이 브라피! 안녕하세요 브라피입니다 네 이번에 테레시가 서가 10주년을 맞이하고 합니다 와네 오랜 기간 동안 멈추지 말고 꾸준히 달려오신 건너날과 멋지지 않고 네, 멈추지 않고 네,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달려오신 그 런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 블라블도 이번 10주년을 맞아 네, 축하하기 위해 획했습니다 우리 런너님들도 모두 함께 헤이즈 런너 축하해 주시는 거죠? 잊지 못한 특별한 생일 파티가 될것 같습니다. 정말! 느 뭐, 아, 이런 날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기다리기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10주년 행사 모두 함께 즐기자고요. 여러분 최고! 그리고 앞으로도 멋지게 달아주세요. 유원업이 라비!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Let's go, Let's go, Let's go! 네, 여러분 지난 여름방학 때 즐거우셨나요? 네, 저희가 좋은 소식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아, 네. 네, 바로 바로 네. 해즈런너의 1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10주년! 야, 아, 벌써 10주년이에요? 아, 아, 얼마 전에 저희 비욘네프와 팬분들과 함께 세런는 안에서 결혼식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정말 좋은 음. 시간 보냈는데 네. 앞으로도 10주년뿐만 아니라 100주년, 1000주년, 1 0 0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일런러너와 비욘네프, 어, 파이버 안녕!